the restaurant, but cannot speak with us. Okay, okay. If you want to order food or you want to call me, you have to do like this. And you have to call me, okay? Let's Meow, do it meow. together again. Three, two, one. Meow, meow. So cute. 냐냐 냐냐 야 이게 <laughs> 뭐야? 여자이네. 오, 스페셜 이벤트다. lemon peach tea. Omelette rice curry tonkatsu. and I have to get food. Uh, okay. 먹을 수 있다 음, 와 진짜 맛있어 와우 저왜 앞입에서 아, 이렇게 불 뉴스 나와 mango mahia. I think it's mango. Mango lemon. 여기 사진 찍을수있는 말이야. 이렇게만. 아 여기 메이드 옷이 있어 어 이거 메이드 셰프인가요 여러분 메이드 판타지 있어요? 아. 왜 이래 많아? 먹어볼게요 可以。 나요가 어 너무 어, 귀여워